Mmh, c'est bon. C'est bon, oui. Mmh. Cookie 잘 만들었다. Oui. Ça va bien? 만족해? Oui. 음. 맛도 좋고 이쁘기도 하고 좋아.